골목식당 먹방 투어 오늘의 먹방은요? 오늘은 이번에 골목식당의 수원 정자동이 저희 수원인인데 방송이 된다고 해요 5월 6일 수요일에 방송이 될 예정이 있고요 우리 주물럭 맛집이라는 영미식당 그리고 감동튀김 엄마 사랑 분식 이렇게 세 군데가 소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음. 지금 솔루션 받은 곳도 있고 음. 아직 솔루션 전인 곳도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아직 촬영은 안 된다고 해서 영미식당은 현재 이제 음식만 촬영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엄마 사랑 분식은 촬영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포장을 해서 저희가 먹으려고 하고 감동튀김은 다음 주에 오픈을 한다고 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두 군데 소개를 해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오죠 그러면은 가볼까요? Let's go! 기다리는 채윤이 계란 더덕? 나오지 않은 곳도 맛집이 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로컬 사장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맛집이고요 35년 <laughs> 됐대요 짜장면이 무려 3,500원 엄마 사랑 안녕하세요 몸을 헐 이거 식빵 튀김이에요? <gasps> 너무 좋아 화가 멘보샤 멘보샤 아 메뉴 진짜 많네 어. 아 이제 많이 없어요? 어 그러면은 지금 아직 메뉴 삭제 안 하신 거예요? 예. 아. 네. 하던 우리가 하던 것인데요. 아 네. 그냥 막 백대프가 필요하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줄여할아 혹시 이거 이거는 살짝 찍어가도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다 밥방이 이렇 있어 근데 오늘 감동튀김이 내부 청소 때문에 오픈을 안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오픈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동튀김은 아쉽게 먹지 못할 것 같고 엄마 사랑 분식만 포장해서 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집에서 볼까요? 네 안녕 짠! 저희가 집으로 포장을 해서 왔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 거기 음.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음.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아직 골목식당 방영이 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영미식당 사장님께서는 약간 아, 바쁘셔서 약간 정신없으신 느낌인데 엄마 사랑 분식 사장님은 본인이 초심을 잃을까 봐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음, 맞아요. 음. 이렇게 해서 얼마죠? 이렇게 해서 14,000원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는 칼... <laughs> 지금 국물이 다 불어서 아쉬운데 음. 떡볶이, 그리고 모듬튀김, 참치김밥. 참치김밥, 그리고 얼큰 칼국수를 주문을 해봤고요. 음. 지금 사장님한테 또 감동을 받은 게 아... 튀이 원래 다섯 개거든요. 음. 근데 하나를 더 주셨어요. 음, 두 개씩 먹으라고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 그럼 그, 저희가 음. 맛있게 먹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끓었는데 맛있는데? 헉, 진짜? 응. 근데 약간 국물 떠먹고 싶다. 응. 밑에 살짝 있어. 맛있어. 이게 아직 솔루션 전이라 그랬는데? 응. 근데 전체적으로 무슨 느낌이냐면 솔루션이 지금 저희가 가본 세 음식점이 다 메뉴가 엄청 많아요 맞아 음. 그 영미식당은 일단 좀 지운 느낌이었고 어, 엄마 사랑분식 아직 솔루션 전이라고 하셨고 그 메뉴를 많이 음. 대폭 줄이실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어. 칼국수 지우시면 어떡해? 칼국수 근데 맛있는데 근데 모르겠어 백 대표님은 별로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칼국수가 응. 음. 간도 적당하게 되어 있고 응. 음. 바지락 칼국수의 깊은 맛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야 담백한 맛이에요. 음, 음. 근데 국물을 한번 그니까 아 밑에 살짝 깔렸어 없는데요? 진짜 살짝 깔렸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홍고추가 있네요. 음, 그래서 매콤한 느낌도 나요. 참치김밥 어때요? <laughs> 너무 맛있어. 참치김밥에는 당근, 오이, 그냥 기본 재료가 다 들어가 있네요. 약간 특별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른 것보다 밥 알이 좀 양이 적은 것 같아 음. 음 좀더 야채가 많은 느낌? 떡볶이 너무 나는 아, 근데 떡볶이가 되게 맛있어 보였거든요 음. 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고춧가루 스멜 나는 그런 맛전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맛있어요 떡이 맛있다는 느낌보다는 매콤한데 진짜 고춧가루 향이 많이 나는 떡볶이 맛 양념이 잘 배어있네 튀김을 찍어서 먹어보면 멤버샤 너무 기대돼요 저희 그 양푼왕에서 음. 먹은 양푼왕 보고 짠. 올라갑니다 응. 안에 아, 사과잼 사과 멘보샤라고 하셨어 맞아 아 진짜? 대박이다 처음 먹어보는 튀김 맛이에요 근데 진짜 진짜 맛있다 음 어떻게 식빵 안에 사과 넣을 생각을 하셨지? 식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그냥 사과 토스트를 튀기신 것 같은데 바삭하고 맛있다 난 약간 분식집에 이렇게 하나씩 좀 시그니처 메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요게 시그니처 메뉴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행복해. 떡볶이 국물 좀 더 달라 이거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 그러게. 오면서 또 떡도 뿌려가지고. 선생님은 촬영을 원하셨던 거 같기도 음, 하네요 음. 촬영 원하셨다기보다는 음. 이거 촬영을 해도 될것 같은데 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미안해요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사실은 해주면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 이러셨는데 오징어 엄청 오동통해 나 아까 오징어 튀김옷을 담그는 걸 봤어 오징어가 <laughs> 진짜 이거를 어. 그리고 이거 봐 기, 긴 말이 엄청 커요 긴 말이 장난 아니야 진짜 <gasps> 장면 꽉 찬 거봐 튀김 맛집이네 음. 이렇게 하나씩 먹어봤으니까 음. 영미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일단은 골목식당에 거기는 솔루션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아 정리를 해드릴게요 메뉴가 원래 엄청 많았는데 한 7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었고요 가장 메인에 써있는 그 점심 특선은 없어졌고요 어. 테이블은 6개 정도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맛이 평소에 먹을 거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음. 좀 오랜만에 들었어요 음. 오리고기가 보통은 씹을수록 맛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는 씹을수록 약간 설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음. 결국에는 밑반찬하고 볶음밥은 맛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 메뉴인 오리주물럭은 굳이? 그래서 음. 냉동 삼겹살 을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 맞아요 점심시간에 음. 근데 제육볶음도 비주얼은 좋아 보였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메뉴 선택을 잘못한 건지 사장님께서도 시그니처 오리주물럭이라 하셨어 백종원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을지 궁금하다. 그니까. 사장님께서는 이제 바빠서 좀 정신이 없으셔서 이제 볶음밥도 한 10분 정도 늦게 있다 해주시긴 했지만 바빠지실 걸 염려하시면서도 친절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있었지. 영미식당은 맛과 친절 두 개에서 어떤 느낌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임팩트 있는 식당은 아니었다 음, 정도? 맞아요. 여기는 일단 친절해서 한번 봤고 맛에서도 이렇게 오는 감동이 있잖아요. 음.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감동튀 얘기를 해볼까요? 음. 다음 주에 오픈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친근한 느낌은 받지는 못했어요. 음. 음. 그리고 오픈을 저희가 이제 언제 할 수 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셨다가 아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 다음 주쯤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그 오픈 일자도 아직 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 음. 어떤 솔루션을 받았는지도 저희는 이제 명확하게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 곳은 다 가보였지만 음. 다세곳다 느낌이 다 다르고 음. 한 곳은 맛을 평가를 못해서 아쉽지만 음. 지금 일단 전 여기는 대박집 예상합니다. 음. 그리고 일단은 가보면 세 곳이 다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골목에 거기만 맛집이 아니에요. 그 중화요리집도 솔직히 짜장면 3,500원 요즘 보기 힘든데 그쵸. 3,500원에 어떤 응. 음. 분이 이제 나오면서 응. 음. 여기 진짜 맛있다고 난 10년 음. 단골이라고 이러셨어 그 원래 알죠 로컬이 인정한 맛집이 맞아 진짜 맛집이라는 거 거기 음. 아 근데 거기를 그럼 먹어볼 걸 아쉽다 그러니까 어. 어,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골목식당 혹시 어쩐 일 이렇게 됐냐 했더니 여기는 원래 사람이 많아서 음. 바빠서 다음에 그러면 좋겠다 뭐? 감동튀김도 맛볼 겸 짜장면을 메인으로 먹고 음. 감동튀김 먹고 음. 빙수집 그 바로 앞에 은지가 아,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그 맘모스 팥빙수집이 그냥 맘모스도 맛있는데 뭐기 팥빙수를 만드는 거야? 맘모스 토스트도 있었어? 어 가격도 싸요 토스트는 2,000원. 토스트 2,000원 빙수 5,000원 근데 13일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무조건 가야 돼 응. 음. 솔루션 보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 저는 약간 응. 음. 사람들이 골목식당 이런 거 나온 거 찾아가는 이유가 약간 응. 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먼저 먹어보고 아, 여기 어떻게 평이 나왔을까 그치. 근데 예고편 봤는데 약간 응. 호평해 호평해 그러니까 전에 어땠길래?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 음. 짠! 여기까지 저희 오늘 골목식당 먹방 투어 이제 끝이 났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이제 먹방 투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허니블링 구독해주시고요 재현이도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먹방에서 만나요 안녕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아 다시 다 하나 둘셋짠 <laughs>